웃기다. 뭐 하고 있어 우리? Hola. Hola.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en nuestro canal 오늘 우리 뭘 할게요? 우리는 어떤 사진 따라 할 거예요? Sí, nos han estado enviando ustedes por Instagram una foto antigua de una chica japonesa y un chico japonés que las personas que nos la han mandado creen que se parecen a nosotros, entonces se nos hizo divertido recrear la foto y eso es lo que vamos a hacer en el video del día de hoy. <laughs> ok, estoy buscando en mi celular la foto porque la guardé, dije para recrearla, ¿dónde está? Aquí. Aquí, aquí. Miren, esta es la foto que nos han estado enviando. Dicen que somos Hayato y yo en la antigüedad. <laughs> Y la verdad es que sí le da un aire, sí nos parecemos un poco. <laughs> Entonces vamos a ocuparnos lentes redondos, un kimono, una cámara y un tripié. 지금 <laughs> 입고 있는 옷은 아, 내 손이 좀 Ok, aquí tenemos la ropa que vamos a necesitar. Este es un kimono que me regalaron. Está incluso en el empaque porque nunca lo he usado. Y este en realidad no es un kimono, es un hanbok, pero solamente a se va ver la parte de <laughs> arriba, así que no importa. Este es el que va a usar Hayato y este es el que voy a usar yo. Miren, tenemos estas tres opciones de lentes, a ver cuáles van más de acuerdo. Yo digo que estos o estos van más parecido con los que trae el señor de la foto. Así que momento de ponerse el hanbok. Acá, acá el kimono. ¡Ay! 이거 사진에 그 남자는 여기 볼수 없어서 아니야? 그랬나? 어 괜찮을까? 괜,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벗어야지 아니야 안 보여 셔츠. 안 보여 안 보여 조금만 보여 다시 확인을 해야 돼 네네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아 응 음. 오케이 2점인 예! 것 같다 이렇게 오케이 그 사람 사진 그냥 거울에서 찍고 있, 었잖아 그래서 막 반대인 것 같아 그치 아하. 그래서 역시 이쪽인 것 같아 오케이 리스토 리스토 예스 はい 다음에 안경 はい A ver, chicos. 이거 좀 작아. 좀 작아? 음. 근데 이거도 좀 작지. 아,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아하. 치 음. 이거는 이거 완전 다른 스타일. 아하. 이걸로 해볼까 그럼? はい. 내 멋지는 <laughs> 일본 남편 어떡하지? 근데 이거 너무 섹시. 잠깐. <laughs>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잘 어울려 너무 멋있어 좋아? 예 yes, 좋아 음 항상 똑같은 안경 스타일 쓰고 있잖아 히. 가끔 바꾸면 좋을 것 같아 ¿Verdad que se ve guapo? Díganle en los comentarios que se ve guapo はい, por favor Next Tania? Sí, estoy preparando el kimono. A ver. 나, 나 이거 진짜 잘 몰라. 아, 나도 그리, 잘 몰라. 그리고 이런 것만 뭐가 새로운 거라서. 아. 어디서 가고 있어요? 근데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이쁘다. 음, 예뻐. 축제에서 그래. 입고 싶어. 맞아, 맞아. 이제 괜찮을 음... 것 같아. 음. 와, 너무 커. 어떻게? 괜찮아. 오케이. 시. 어때? <laughs> 너무 커. 이거 좀 봐봐. 괜찮아. 근데 여기만 보면 이뻐. 오케이. 이렇게 보면 이뻐.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네가 일본 사람이라서 너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뭐가?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오비? 오비 오비? 오비는 없지 우리 오비 집에 없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여기 벗어야 돼? 아니면 괜찮아 안 보여? 음 벗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여기만 나오니까 아하 괜찮아? 아니 문제없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끝그 다음에 머리랑 화장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왜? 너무 재밌었어요. 응, 네, 이거 뭐야? 이 옷이 뭐야, 산이야? Welcome to the b a t 바뇨. 그럼 먼저 하야도 준비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머리부터 해야지 너. 씨. 일단 이거를 보면 음. 이런 업 스타일로 해야 되니까. 귀여워. 어디서 할까? 그렇죠. 그냥 이쪽 괜찮아. 이쪽 괜찮아? 음. 아, 여기까지 되고 아프세요, 이건? 무슨 얘기를 아이, 너도 뭐고 아파, 너. 처음에 보고 있어. 네가 이 머리 스타일 어떻게 만들어? 몰랐어. 몰랐어? No. 다녀 또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너는 이 머리 스타일 쓰고 있었어 이 머리 스타일? Yes 나잘 기억해 그날 그날? Yes 하얗또 머리 보이는지도 잘 기억해 그냥 하얀색 티셔츠 입어 있었고 반바지 음! 잘 기억해 그리고 이 머리 스타일 남산타워 갔을 때? Yes 아. 너도 잘 기억하지 내가 시. 머리 보고 있었어. 어 에메랄드 그 Yes. 이 정도? yes. 좀 다시 보자 이렇게 해야 돼? 잠깐만 Falta de producto, disculpen. 괜찮아. 비슷해. 비슷해? Ajá, 사진이랑 비슷해. 오케이 Ok, yo soy la siguiente y su partidura del cabello está como medio, como que un poco más al centro de la mía, yo creo, como, 시 como ahí 쪽. 시, 시, 시, 시, 시. 그치. 피시, 피시. 이렇게.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타니아 머리 너무 이쁘다. ありがとう 남편. 오늘 트리트먼트 했어? No, 안 했어. 안 했어? 이번 주안 했어. Wow. Natural. 보지 않아. 열심히. 근데 여기에 뭐가 핀뼈 네, 핀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단니 한국 뭐 역사 드라마에 나올 수 있겠다 이거 일본이잖아. 이 노래. 아니야 이번 노래 아니잖아 근데 위에서 sus어 아 그래? 그냥 유튜브 노래 오케이? 어 괜찮은데? 음그 다음에 코하지마 그냥 red lipstick 음. Voy a utilizar este labial de Innisfree que de hecho me han estado preguntando mucho cuál es y es el número 16 de Innisfree. Ok. 진하게 진하게 오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laughs> 오 그리고 꿀거리 없지 이 아줌마 귀걸이 모르겠어 좀 봐야 되겠 응. 오케이 귀걸이 없습니다 안녕 b e a 귀걸이 근데, 재미있어, 재미있어. 근데 누구야 이 아저씨 <laughs> 아줌마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 하이. We are ready. 예스. 아, 팀 모습 너무 이, 이쁘다. 너무 오. <laughs> Ok, estamos aquí preparando todo el setup. Perdonen los ruidos de los coches, tenemos la ventana abierta. Ay, y, y yo con tripod 좀 옛날 거라서 카메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Ese es el tripié que mata a las cámaras, las, as- las asesina a mi bebecita que tengo aquí con la que estoy grabando. La tumbó el otro día y por eso me descompuso. Ay, por cierto, no les había contado que ya me regresaron la cámara. 그리고 얼굴 얼굴 얼굴 무슨 얼굴. 얼굴 하고 아나 웃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아 내가 아니야 살짝. 뭐가 웃고 있네. 약간 작은 미소 있어. <laughs> 시시시시. 이거 너무 웃기다. 뭐 하고 있어 우리? 오케이 근데 광이 광이 광이 아 하얗구나 조금 더 위에 있어 저 그니까 어, 내가 너무 작아서 어떡해 그래서 아니면 내가 여기 위에 가래? 아니 내가 조금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래서 다리가 벌써 오는 그래서 오케이. 카메라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laughs> 오케이 잘했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스 아 예스 예스 예. <laughs> Oigan, bueno, pues ya habíamos terminado y nada, que salió el celular y era la mano al revés, así que ahí vamos. <laughs> La tercera es la vencida. Ok, ¿y chomdo kenchachi? Amba. Ok. Amboyoso. Kuron nana nichok. Choc? <laughs> <laughs> Ok. ok, ok. Esas son las cosas que pasan cuando estás encerrado en la casa todo el día. 계속 집에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놀고. <laughs> 네. 너무 재미있어. 재미있었어, 네. 그럼 사진 찍자. 치고? 기념으로. 음. Ok, 좋아. Ya volvimos a nuestras ropas normales. 재밌었지? 너무 재미있었어. 근데 잘 나올 <laughs> 지 아직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그거는 다니야 편집 좀 잘 해야 되는 거. 지금 할게요. <laughs> 편집. 잘 나올까? 잘 나오면 좋겠어. Comenten aquí si creen que va a salir bien o mal en la foto, ¿eh? <laughs> ok, 일단 lo primero que tenemos que hacer es cortar... Ay, no, no, esta medida no. No no no. Esta es buena, ¿no? Es cortar la foto. 오. 이걸로 엄청 달라. 괜찮아. 그리고 다음에 black, black and white. Black and white. 오, 좀 느낌 있어 이제. 봐봐, 봐봐, 봐봐. 다시. 어, 이- 이제 느낌 있어, 느낌 있어. <laughs> Chicos, y así quedó la foto. Obviamente no nos quedó exactamente igual, pero ahí está más o menos. 약간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Mm. Para la cena vamos a pedir Domino's Pizza y es la primera vez que yo voy a comer Domino's Pizza en Japón. 근데 우리는 두 개 먹을 수 없어. Ah, sí, aparte tenemos este cupón que es de 2 por 1 pero no 이거 원 podemos 플러스 comer. 원이라는 거지? Sí. 어허. 근데 우리 좀 더 먹을 수 없어. 비. 슬프다. 그냥 시키자. 하나만? 하나만 시키자. 만반으로. 오케이. 근데 어떤 거 좋을까? 음. 여기 파인애플 들어가 음. 있는 거 좋아 너? 네 좋아. 나는 안 좋아. <laughs> 음. 바비큐도 맛있겠다. 아 음. 근데 여기 옥수수 있지? 옥수수 다 있어. 이 치킨 텔리야끼 안에도 옥수수 오. 있고 이것도 옥수수 있고. 오. 옥수수 이렇게 많이 옥수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 머쉬룸 들어가 있어. 아. 어 es que hay muchas cositas que Hayatito no come. 음, 너 꼬매. 음, 먹을 수 없어, no. 어, 치킨 텔리야끼 그냥 먹을까? 치킨 테리야키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이거랑 이거 반반으로 할까? 오케이. M이지 M. M. 하, 하. Yes, M. 예스. 예. 어, 어, 어, 이제 배달 오고 있어. 하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Wow, chicos, ya llegó la 어떡하지? pizza y está bien chiquita y está bien cara. 너무 비싸서 뭐야? 도미노스 자판 뭐예요? 아니 괜찮아 우리는 결국에는 이거- 많이 먹을 수 없잖아 엄청 작고 엄청 배고파. 어떡해. 오. 오, 그, 래서 냄새 너무 좋아. 와. 와,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아마. 괜찮아, 괜찮아. 우리 네. 많이 안 먹은 편이라서. 네. 음. 음, 괜찮아, yes.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Ok, ya tenemos nuestro increíble festín. ¡Ah! ¡Omchon chaca! 엄청 비싸 아니 없으면 화가 나게 뭔초 감자? 나 이거 이거? 응. 오케이 나 감자 오케이 Wow. Wow Miren q u 치킨 테리. 아! 아! 노란색. 음. 치즈. 음. 음. 음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다 괜찮아 유이가 계속 <clears throat> 집에서 먹다 보니까 너무 찔려서 그냥 밖에서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니라 한 사람 만든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음. 좋았어 잘했어 도미노스 재팬 도미노스 재팬 근데 다음에 조금 더 그러네. 꾼거 찍을 거야. 종식 여겠다. Regular M 아니야. <laughs> 이거 medium 사이즈 아니야. 우리나라의 작은 사이즈. <laughs> 맞아. 오케이.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laughs>